빡세는 일인가 지금? 자 반대로 이제는 공격이네요 눈발이 공격편 메르티에서 또 메르티로 갈까요? 일단은 뭐 할지 트라이서 가네요 여러분들 다같이 We are 메르티 이제 또 메르티로 갑니다 예. 나갔다 어? 누구 나갔죠? 아 어? 엄크가 뜨셨다네요 어물, 어물이 크리티컬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신다 하네요 예. 아, 누구도 건드릴, 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격이기 때문에 메릴 때보다 그러면은 음... 젠야타를 좀 해볼게요 젠야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거 딜, 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서폿이에요? 딜, 딜 서폿 다 됩니다 예. 로드호그가 탱하고 공이 다 되다시피 젠야타는 딜하고 서폿이 다 돼요 근데 제, 제나, 제나타의 단점이 뭐냐면 은 이거예요 야, 한 명만 가능해요 대신 힐량은 좋아요 장점은 상대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적이면은 1을 누르시면은 부패가 되는데 부패를 먹은 이제 챔피언은 데미지가 3배 또는 2배로 올라요 형들이 졸라 아프죠 맞으면은 평딜이 거의 이제 3분의 1이 달아요 3분의 1아 그거예요? 일단 갑시다 위에 정크레 있습니다 위에 봐주세요 위에 이렇게 계속 쑤시고 계속 계속 왼쪽 로고, 로도구먼 치죠 돌죠 계속 길 뒤에서 오면 큰일나는데 너무 좁아서 힐을 못줘요 제가 너무 좁아요 범위 안나는데 큰일났다 이거 나 죽겠는데 그냥 넓은 곳에서 아야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상대 조합이 바스존 있구나 이번에 봤을 때 제가 자를게요 잘랐어요 로드건은 웬만하면은 힐 안줘도 상관없는 게 그냥 알아서 다 합니다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파트 한번이좀 이상한데요? 네, 아저 일단 이거 바로 커트 쓰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쫄저고 네, 태그 키라고 하면 피자로 형님 저 궁이 있거든요? 아... 갑시다 궁, 궁 있어요 궁 있어요 아 뒤에 레이저 하나 더 있네요 1베트한테다 당했죠 이러면 텔레포트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쟤네 빨리 올 겁니다 젠야타 궁이 뭐냐면은 상태의 무덤입니다 대신 라인하르트 쉬프트는 아예 걸리진 않지만 튕겨나가요 예 그리고 이제 상태 무덤이 뭐냐면은 자기 주위에 이제 팀원들 오면은 전부 다 이제 메이의 궁도 안 알고요 체력이 전부 찹니다 그런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서브 싫어하죠 예, 이거 때문에 아까부터 그렇죠. 아뭐 정크레 강력하죠 또 이제 우리 팀 방어가 지금 뚫리는거가 바스티온하고 상대 이제 정크레 때문에 확실히 뚫죠. 근데 수비선에서는 중요한 게 공격선에서 라이랄드 같은 경우에는 정크레 같은 거 하면은 무조건 평딜 때문에 방어선이 뚫리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런 것도 많고요. 아이거뭐 이제 혼자만 하니까 내가 슬프네. 유튜버 이런 이런 기술이구만. 원래 방송 이런 방송에 좀, 좀 눌러 오세요. 네, 예, 보시면 혹시 구독자분들. 어 조심하시고 또 시멘트라가 깔았을 텐데 깔았어 깔았죠 그렇 깔았어 니가 또 있는 또 있는 것 같은데 바스툰이 모든 걸 해집네요 아니 저희 뒤 근데 바스티온을 짬 자른 거 원래 겐지 아닌가요? <laughs> 참 겐지가 저러면은 참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레벨을 잘못 쳐보고 쳐드신 거예요 38레벨이면 뭐 38레벨인데 겐지 겐지인데 바스를 못 잡는다 그냥 답이 없는 등신 새끼인 겁니다 여러분들 저궁 있어요 오세요 오세요 형 어, 아, 나이스 한마디 해야죠 지금 예, 저런 겐지는 답이 없는 새끼예요, 여러분들. 겐지가 바스 하나 못 잡으면 겐지가 아니에요 겐지 충이지 <laughs> 그냥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냥 상속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냥 애초에 겐지가 바스 하나 모자는 것부터가 그냥 답이 없는 건데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